컨셉 못 잡아서 야지 혼자 좀 이따 와요 컨셉 아직 못 잡았어요 컨셉 아직 못잡았어 안녕하세요 지금 화제에 들어죠 도깨비 공유 선배님 닮은 공기계입니다 음, 여자친구랑 데이트하러 왔는데 멤버들이 왔어요 망했어요 <laughs> 다 드릴게요 사라 드요 네, 멤버들이 또 알아서 살아주신다고 하네요. 준비 다 했나요, 우리 두 분들? 빨리 오세요. 내 네, 여자친구는 너니까. 그러니까. 알았어. 다녀와. 되게 오늘 또 뱀파이어 같이 메이크업을 해주셨네. 밖에가 추워요. 내 마음도 춥네요. 잘 지내고 계신가요, 한국에서? 일본도 많이 추운데 한국은 더 춥다고 하더라고요. 이 따뜻한 남자 공유 닮은 꽃 공기에다 가서 안아드릴게요 민규 혼자 돼 같이 앉아줘 알았어 마지막 알았어 어 뭐야 이거 막, 막 아, 조금 막 묻었다 제가 오랜만에 핫초코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박지엽 하면 또 핫초코 아니겠습니까? Kalau крыло куплуны, к a ы u о папа. 아.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봉지로